스피어 아스트로 굉장히 스페셜해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귀엽게 다시 해봐 안해 싫진 않았어 싫진 않았어? 이거 되게 재밌다 아스트로의 믿음 글씨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! 와우 야 본방사수 해주세요 안녕 <laughs> M-Wave Meet and Greet.